수확 시기는 아, 수야미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되고요. 그 다음에 백진주는 10월 10일 이후 어, 찰진쌀 미호는 10월 15일 이후부터 수확이 됩니다.